2020년 7월 7일 견우직녀 만난 날 7월 7석 흉가여행 1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건물 위에는 여기 상호가 있으니까 좀 가릴게요 밑으로 좀 내리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군번줄 뭐야? 육군 누구세요? 누구세요? 혹시 누구 계신가요? 혹시 누구 계세요? 어디 계세요? 뭐라고요? 에? 에? 에? 에? 왜, 왜, 자꾸, 왜저 오라고 그랬어요, 지금,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어, 어디 계신데요? 에? 에? 여러분 잠깐 누구 또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방금 뭐, 저랑 뭐, 뭐 하자고요? 예? 아니 저 그냥 나갈래요 저기 누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누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깐만 누구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어 뭐야 나 나 나나나어 뭐야 나 나 나 나나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나 자, 잠. 누구세요? 누구세요? 혹시 누구세요? 남자도 있어 언니 어, 여자 잠깐만 여러분 남자 여자 둘 네, 잠깐만요 아 자꾸 빠꾸에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식은땀이 너무 나가지고 와 아. 여러분들 여기만 살짝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건물이에요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안에서 제가 이 건물을 어차피 왜 안 보여주려고 하면 여러분들 건물을 왜 안 보여주려고 하냐 보세요 여러분들 빨리 보여드릴게요 건물을 왜 안보여드려 하면 위치 때문에 그래 위치 때문에 <laughs> 잠깐만요 이제 그만하세요 아, 조금만요 조금만요 조금만 좀, 좀, 왔다 예예 예.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와보세요 보세요 쌤, 황진우 쌤, 조민우 쌤. 오, 볼게 지금 여러분들 뭘 말하기는 해요. 뭐 냄새야? 뭔 냄새? 뭔 뭐 가스 냄새, 새는 냄새나 귀찮다 이거 지 안되겠다 지하는 여러분들 와 카메라 괜찮아나? 잠깐만 소리 여러분 소리 들려요? 소리 들립니까? 잠깐만 왜 그러지? 이거 삼각대에서 분리돼 버렸어 삼각대 문이 열리면서 여러분들 그 소리가 들으세요 뭐 덜컹하는 소리 들었을랑가 모르겠는데 덜컹하면서 문이 열렸거든요 내가 뒤돌아있는 순간 그러면서 이 카메라하고 삼각 이거 카메라하고 삼각대가 분리돼 버렸어 갖고 바닥에 떨어져 버렸어 와씨 지하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지하는 안 되고 지하에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지하는 안될 것 같고 지하는 패스할게요 그냥 어 지하 잠깐만요 자, 저 들어갈게요. 자, 지하에 계시지 마시고 나와서 얘기를 하시죠. 예? 바닥으로 비치는 건여러 좀만 이해해 주세요. 여기 막 상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호 때문에. 여기 위치 상호 때문에 상호 때문에 그런가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분명히 아까쯤에 여기에서 안되길란가 보내기는 아까쯤에 여기에서 아까쯤에 여기에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